The gatekeeper merchandise and Ganju City merchandise, so please pay a lot of attention to it. Thank you. Thank you. 하시면 순금경매 레스는 뭐야? 그렇게 처음 왔다. 거기다.